뭔가 상 받은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아,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예꽃을 봐서 너무 좋았거든요. 근데 꽃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또 여러분 노란색 꽃을 집에 두면은 행운이 있대요. 그래서 어, 올 한 해 좀 행운 넘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저이 기운을 드릴게요.